빨리 가 고속방에서 <laughs> 강의는 여러분 생각해 6시만 어. I wake up at 6am 베트남 시간 4시 야 무식 세임이야 <laughs> 야, d o n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오늘 산에 팩이 가요. 자, 우리 어디 가게? 관악 마운틴 갈 거야, 관악 마운틴. 너 준비됐어? Are you ready? Yes. You can? Easy. Easy? Yeah, you see, but yesterday, how much I 진짜? 그러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갈까? 저 so, little bit fast walking. 음, 음. 오늘은 4일차. 자, 산으로 가봅시다. 음. People so early so go to the mountain. Why you late? 아! 리아, 우리 이제 1시간 반 넘게 걸을 거야. You must be fucking kidding me. 30분만 여러분. 배고파? Can we eat first and then go to sun? 그 저기 조금 가다가 저기 과일 내가 줄게. 이따 꽃감. 싫어. I wanna eat the 밥 and the 고기. And 삶어. 아 정말 아 왜가? 집에 갈까? 집에 가. 알았어 <laughs> 집에 가자 아 못생겼다 아니야 네 언제나 예뻐 아니야 I said you 너 빨리 가 빨리 여기 평잖아 빨리 더 빨리 바보야. 어, 여기 진짜 물고기 많아. 와, 여기 진짜 많아. 오, 여기 알 있어. 뭐? 그, 고기 너무 많나. t Thank you. 아 봐봐 리아 Look at me 도배점 아, 배점 마지막 마지막 아629미쳤 여기가 제일 높아 아 근데 어떻게 가지? 얘 집에? 아 투웨이 있어 I want t short way 빨리 short way little bit 그러면 숏웨이 하고 그러니까 미들웨이 할까 미들웨이 Just only down Fifty? Are you fucking kidding me? Really? 아, 나 오늘 여기 잘 거야 그냥. 아, 그것도 좋다. <laughs> 진짜? 여기 first and last time? 진짜. 아, I have no choice. <laughs> I go to gym and I can't choice when I can take a rest, when I can go home. But I come here, I have no choice. <laughs> he tell me, Ka, I have to go. Hola, Ka. I have to go up. 야 여기 그거 하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제로 and the 629이거든? 근데 maybe you wanna just use bus and it's just 300 started 빨리 집에 가나 힘들어 아. 가자 이제 집에 갑시다 Every day you just bounce 아니야? 여러분 한국 가서 꼭산 가지 마세요 야 그냥 지나가야지 <laughs> 야 오늘 운동 끝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laughs> 바이바이 안덥 소스키니 응 진짜 소스키니야 응. 아.